쉬운 길을 원해? 정해진 길로만 가고 싶다고? 근데 무슨 모험이 그래? 모험은 어디든 기꺼이 뛰어드는 거야. 그렇게 모험가가 되어간다. PC의 MMORPG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. 로스트 아크 사전 예약 중.